안녕하세요 시라입니다 오늘은 부산시민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늘 가는 곳이지만 월낙 장소가 넓기 때문에 어, 하루에 다 돌기는 힘들지만 오늘은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바코드를 어, 찍으면 선물을 준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러면 즐겁게 출발 고고 순서가 조금 바뀌어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. 끝까지 가시면 더 재밌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애들 모래 노는 데도 있다 모래 노는데 저기 좀 여기 센트럴 파크 못지 않는데 어? 반바지말 입고 뛰면 센트럴 파크인데 범전동의 몰트를 복원했다고 이 우물은 범전동 돌출마을에서 4대째 거주하던 박규섭 씨 자택에 있던 것으로 120년 동안의 사용된 옥물입니다. 120년 동안 아저 우물 나이 우물 처음 본다 그 강아지 아까 니한테 왜안 켰는데 이게좀 좋아 보였나 아니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가 봐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 사진 찍는 랐나 보다. 어머, 이거 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우물이지 마실 수는 없습니다 공기 다 입고 다닌다 그랬어. 어, 드레스 같은. 해수하기 식사 음식점 장미야 아, 이게 드렸다 장미 장미 한 송이 장미 장미는 6월달에 많이 피죠 장미는 아니고 마가렛 레이 다졌네 신기하네 동백나무 열매 열매가 이거 씨앗 아니가 꽃이 지고 난 달에 생겼으니까 씨앗 겸 열매 8시까지 하네 새끼. 타고 싶다 그죠? 시민공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민공원은 서면역에서 하차하여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시민공원 생생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오늘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네, 서면, 서면 도타리, 서면 도타리입니다. 모자를 불면 맛있던데